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택배를 하나 받아서 택배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 아, 제 구독자님 중에서 여기 김이 나오노? 김 절로 가 도마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베랑 맞은 대추나무 있죠 어, 그베랑 맞은 나무를 가지고 도마를 만드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도마를 한 개 선물해 주겠다고 해서 뭘 되게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. 박스가 이거는 도마 한 개들었는 박스는 아닌 것 같아요. 요리 영상 찍으면서 다른 분들이 또 그 도마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. 벼락 맞은 나무로 도장 한 개 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도마를 만들어 해준다고 하니까 또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비싼 도, 비싼 도마를 나를 주면 제가 뭐 그렇게 막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음, 도움이 또 도움이 되드려야 할 텐데 이게 뭐 도움 되드릴 것 같진 않고 네, 부담 갖지 말고 요리 그냥 할 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거 받으면 이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인데. 그래서 또 제가 또 부담을 가지는 만큼 해드릴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한번 찍어서 또 보여드리는 거. 또 요리할 때 한번 써서 보여드리고 또 좋으면은 또 자랑도 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. 안 그러면 wow 이거 도마에 이제 오일을 바르셨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오일이 묻어 있습니다. 이런 도마는 네, 오일을 천연 오일 같은 거 쓰잖아요. 올리브 오일도 쓰기도 하고 아 세상에 예 벼락을 맞았다고 하네요. 이런 천지에 벼락 맞아 아 여기 어, handcraft, handcraft, handcraft, handcraft, Daddy Heart, Daddy Heart입니다. 어, 이분 유튜브도 있더라고요. 그냥 도마 소개하는 유튜브도 있던데 제가 링크 받아드릴게요 북미산 black walnut black walnut 하나만 보내주신다면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너무 어, 좋긴 한데요.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. 제가 또 공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서도 또 누가 주면은 넙중도죽도잘 받기는 해요. 숫자 이게 뭐지? 티, 와, 티스푼. 아, 핸드크래프트. 데디 하트. 라고적혀있네요 아, 어, 아 이거, 아, 대, 대중소, 소중대. 느낌상 어, 나무젓가락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느낌상. 느낌상. wow. <gasps> 나무젓가락인데 왜 진짜 묵직하네요. 와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여기도 handcraft. 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나무로 만든 칼입니다 야야야야 야, 벼라 야야 옛날에 어렸을 때 나무로 칼 만들어서 어, 동네방네 칼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안 되는 칼이겠죠? 잘리나? 나무로 만든 게? 이렇게? 어? 잘렸습니다. 그런데 아이고 잘리긴 <laughs> 잘리네요. 근데 뭐 아주 단면이 잘 된다고 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아, 어, 그거 같아요. 근데 꼭 그거 된 것 같아. 그 원시 시대에 제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제가 꼭 우가 우가 하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근데 이거는 깎는다기보다는 음, 그냥 야채를 썰 수 있는 칼이라고 합니다. 그냥 야채를 이렇게 썰 수 있는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,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칼이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아주 얇게 썰거나 하는 그런 건 안 돼도 이제 아쉬운 대로 음, 야채를 그냥 샐러드 하는 야채 있죠 음,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, 마,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덤벼라 덤벼라 덤벼 다 덤벼 덤벼 볼래? 우와 이게 이건 진짜 이름도 있습니다 handcraft Daddy Heart.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, 이, 근데 이렇게 멋있는 도마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이런 도마에서 제가 맨날 써는 게 파하고 양파밖에 없는데 <laughs> 제가 맨날 써는 거라고는 파 양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썰어도 이게 될라나요? 이 왠지 이거 망치 스테이크? 그 뭐죠 도끼 스테이크 같은 거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쓸게요. 제가 만들어 놓은 대추 고입니다. 이걸로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먹어봐야겠습니다. 대추 고로 만든 차는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대추 향을 참 좋아하거든요